지저분해. 카메라 또 왜 꺼냈어? 오늘 뭐 찍을 거야. 엄마가 저거 줬어. 상품권. 이마트 상품권? 응.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장을 보러 가고 있어요, 지금. 이마트 진짜 오랜만에 간다. 되게 살 게 많아. 생각보다. 헉! 장바구니 안 갖고 왔어. 잠깐만 돌면 안 돼? 굳이 장바구니 떼면 너아안 지름값이 더 아까워 그러면 거기서 그 봉투는? 봉투, 봉투 값은 돈이 아니니? <laughs> 봉투값 사는 게 낫지 그럼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치? 날씨 대박이야 빨리 주차해주세요 아마트에 도착했어요 오 어, 아빠 이게 듣다 신기해 아, 그 두개 마사지 하는 거 아니야? 샴푸 좋다, 오나 이거 살래. 샴푸. 원 네. 수빈아 내 이거 어. 내 이거 접었어 너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거 접었다 어떤 놈이 새끼가 <laughs> 성질 나오네 이걸 이거 오빠 응? 아니야 왜 그러지 나뭐 먹고 싶은데 그거 말하면 오빠가 절대 안 들어줄 것 같아 뭔데 뭔데? 스테프 핫도그 안 되죠. 전에도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. 안 되죠. 왜? No. 아, 제발. No. 제발. No. 들어가서 핫도그만 재빨리 테이크아웃해서 나올게. 그게 더 되니? 왜 안 돼? No. 춘천역이라서 사람 없어. 지금 춘천역 가면 안 돼. 제발. 춘천역 아니고. 확진자 춘천 확진자 춘천역에서 내려서 왔대. 아, 그 가져가. No. 아, 제발. No. 아, 제발. No. 진 또. No. 제발. 똥! 아빠 말 나올게. 호마 심슨 버전이야. 아, 제발. 똥! 어? 순천역으로 가줘. 넙넙넙. 제발, 제발. 순천역이 어딘데? 우와, 착해. 어딘데? 어딘지만 알고 안 가게. 아, 진짜. 넙!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넘어가면 돼. 일단 공지천 쪽으로 가. 넙! 몰래, 진짜. 넙! 짜증나. 아, 그니까 졸려. 되게 피곤하긴 해, 근데, 그지? 그냥 졸린 것 같아 <laughs> 대화가 안 통하네 이 사람 졸려 나 근데 집 가서 안 잘 거란 말이야 우리 집에 가면 잠도 안와 어,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구멍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뭐라도 넣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오빠 그래?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랄까? 아 그딴 소리 하지 마 씨. 아니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똑 맞추고 싶은 거 아니면은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맨날 이렇게 저지적으로 짜증나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생물학적으로다가 응 아니야 아니긴 한데 오빠만 <laughs> 그런 거겠지 오늘 되게 뭔가 한가롭다 그치? 사람이 없어서 더 한가로워 보일 수도 있어 응. 원래 여기 맨날 주말마다 응. 축구하거나 이러잖아 그니까 거기 가도 좋은 거 같아 어디? 손흥민공원 거기? 거기 되게 외진데 있던데? 그래도 우리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보고 싶어? 아니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 거기 축구장 가고 싶지도 않으면서 가고 싶은 척을 네 짠짜잔 스테프 핫도그 너무 좋아 아 멀리도 갔네 진짜 되게 허접하다. 아 맛있겠다. 네, 약간 종이로 온 건지. 아니, 저기도 복수하는 느낌. 이런 거 남의 집에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음, 진짜 한입거리다. 연수도인지 협박하는지 아씨. 아, 엄마 계셨어요? 엄마 미쳐버릴 것 같아. 왜? 답답해서? 아. 없애주러 갑니다 이제 어? 근데 얘는 뭐야? 뭐? 다른데? 관장 아이고 비닐봉지 당하는데 어우 물이 다 샜어 아이고 어우 진짜 큰일 났다 으 아씨 아 찝찝해 아이고 이거 여기 닦아야겠다 짜잔 바질 페스토였나 오빠? 저거? 응.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되게 비쌌어요 <laughs> 짜잔 오늘의 재료 뭐 많진 않네 아니 오빠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? 이거 분명히 비닐에다 싸갖고 왔거든? 근데 비닐이 사갔나 봐 어? 아스파라거스 아니지 그건 관자에 들어가는 거지 아 맞아 으아! 아 대박 징그러워 손질 한 거야 된 거야 해야 돼 조금 해야 되지 않나?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 옆에 달린 이 부속분들은 뭘까? 오늘 요리 굉장히 기대가 되는구만 오빠 우리 이따가 저거 보는 거 어때? 그러자 그러니까. 군대도 어차피 다 녹자 근데 네. 와씨 뭐야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블로그에서 봤는데 아니 무슨 요리를 블로 배워 근데 진짜 마트 갈 때마다 제일 먹고 싶은 게 이거야 근데 비싸지 않아? 별로 안 비쌌어 아 진짜? 응 의외라다니까 나 감자 되게 비싼 줄 알고 있었는데 감자? 관자 올리브오일을 거기다 매긴 건가요? 왜 하필 페네골라를 이렇게 다 까진 걸 몰랐어? 까진 거 아니야 이거 아까 나면 삶아서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양념이죠? 이거요 지금? 네 알리오 올리오에 바질 페스토를 넣었어 냄새가 엄청난데요? 오빠 이렇게 해서 쫄아놓으면 나중에 저거 모자라지 않을까? 뭐 올리브오일 더 넣으면 되나? 제가 면수를 대량 했습니다 아네 <laughs> 어우 준비성 쫄쫄하시다 어디? 네 먼저 보드리 찹찹 어 아빠다 아빠 오셨어요 아 오늘 관자 파스타 약간 망한 느낌 아니 파스타는 파스타고 하 관자는 관자 아 관자 여기도 넣을 거라고 오빠 빌릴 거야 아 제발 야, 잘라서 저거 아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 씨 잠시만 말 걸지 마라 손 자를 것 같아? 레시피 찾아놓고 보지도 않아. 답은 문제 속에 있는데 음. 틀리는 게 문제를 안 읽어서. 있어. 위험해. 어 이거 아니야. 기름에 넣지 말라니까. 아, 간장에 물 빼야 돼. 같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조금 노릇노릇해지면 바로 뒤집은면 된대. 있잖아. 그냥 이거 저기더 얹을게. 겉범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너무 보잘것 없어서 아주 보잘것이 없어졌어요. 개만 깠어요. 짜잔. 오늘 건 비주얼이 좀 별로야. 어, 짜잔. 드럭프로일 아니 뿌려줘. 예, 응? 어? 네? 이건 가져가졌어. 그게 뭐야? 하얗다? 어, 어 너무 그렇게 많이 뿌리면 안 돼. 칙칙이 아니네? 어, 맥주. 어, 맛있다. 맥주 부드럽다. 안 비려. 우리 이렇게. <laughs> 살짝 질기네. 어때요, 아빠? 음, 맛있어. 음. 괜찮지? <laughs> 여러분, 저는 밥을 아까 맛있게 잘 먹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드라마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왔어요. 아 진짜 밥 너무 맛있게 잘 먹긴 했는데 응, 음, 관자 <laughs> 관자 냄새가 그 비린내가 아직도 손에 뱄어요 완전 근데 오늘 마트 가가지고 그 트러플 오일이랑 그리고 바질 페스토를 샀었거든요 사실 저는 바질 페스토는 원래 제 계획엔 없었고 트러플 오일만 해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바질 페스토를 남자친구가 너무 그 소스에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스파게티 소스에 그래가지고 트러플 오일을 완전 묻혀버렸더라고요. <laughs> 근데 하여튼 진짜 맛있었어요. 파는 그런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었어요, 진짜. 바질 페스토 넣, 으니까 뭔가 훨씬 더 고급져졌어요.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내일 올릴 영상을 위해서 이제부터 작업을 또 <laughs> 지금 2시인데 <laughs> 작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. 안 먹고 밥뭐 먹지? 볶음밥 먹을까? 아니 음, 집에 가서 는 거지 몰라 음. 내가 할게 식욕하는 것이 못하네 무섭네 어. 잠시만 너 괜찮아 하나 남았으면 내차 아프지? 에이 그래도 영화인데 그건 어, 뭐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니 여기 다 나오잖아. 널 찍으라고 나 찍지. 나중에 모자이크 처리해줄게. 뭘? 뭐라고? 야, 싸우지 마. 밥도 편하게 못 먹는 거 아, 짜증나, 진짜. 아우, 짜증나, 진짜. 어우. 좀더 내려, 밑으로. 그냥. 신경 꺼. 아, 보이잖아. 야, 오빠가 얘기하는 데는 신경 꺼가 뭐니? 전부터 보여. 원래 그래요. 진짜. 방금 아, 좀 상대편이 좀 배려 좀봐 당신은 어머니 아버지 왜 밥상에서 싸우고 그러세요? 이게 하고 아락아락해서 다 먹으면 입천장이야. 엄마 이거 사다 한 번도 안 먹었어 사실은. 응? 한 번도 안 먹었어. 그쵸 도망간 거 아니죠? 어쩐지 짜잔!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. 사실은 <laughs> 엊그저께 왔는데 어, 좀 미루다가 오늘 까게 됐어요. 제가 뭘 시켰냐면 엄청 귀여워. 짜잔. 제가 요새 약간 그런 레트로한 유리컵에 꽂혀가지고 저번에 친구랑 잠실 놀러 갔을 때도 그 유리컵을 하나 샀었거든요. 좀 귀여워서 이번에 하나 더 주문을 했어요. 아, 대박 귀여워. 짠! 잘 안 보이시죠? 유리컵인데 여기 이렇게 서울호에라 써있어요. 사실 지금 서울은 잘 마시진 않지만 <laughs> 하여튼 이 느낌이 너무 좋네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대박 귀여운데 진짜? <laughs> 저는 커피 가루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요걸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. 한번 더. 설탕이 좀 껴있어요, 그데 이걸 한 스푼으로 따져야 될까? 한 스푼? 음, 두 스푼. <laughs> 커피랑 설탕이랑 물이랑 1대1대1로 넣어도 돼요. 두 스푼씩 넣어주고 두 스푼 하나같이 챙겨서 달고 나커피지만 사실 저희 집엔 휘핑기가 있긴 하지만 이 달고나 커피 본연의 본질을 느끼려면 이 휘핑을 팔로 쳐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있습니다. 이거 되게 아무 생각 없이 적게 되네. 내거 얘기 렇게 양이 적어? 달고나 커피 완성! <laughs> 아 이게 뭐야! 어, 엄청 진하네. 대박이다. 자, 먹어볼게요. 음. 이거 완전 커피 같은 느낌이네 근데 아 이게 이게 뭐야 맛있는데? 생각보다 예전에 그 편의점에서 팔던 그 삼각 커피 우유 있거든요 그거랑 맛이 진짜 똑같아요 <laughs> 하지만 또 이걸 직접 해먹을 수 있다는 그런 점. 그리고 엄청 부드럽네요. <laughs> 그게 끝입니다, 근데.